2020년 10월 28일 시참여행 15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일단은 지금 이 건물 이 본 건물을 가기 전에 저 옆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거 저기 저기 저거 저거 저거 저희가 식당으로 쓰였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메인 건물 여기 여기 1층에는 어떤 그런 기숙, 기숙사 같은 거고 2층은 예배당 그리고 저기는 식당 같은 데입니다 저 식당을 먼저 잠깐 들렸다가 한번 본 건물 2층과 1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. 계십니까? 계십니까?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. 계십니까? 어디 계세요? 어! 어! 여러분들 그냥 메인부터 갈게요 그냥 안되겠어요 여기 여러분들 그냥 메인부터 갈게요 메인부터 누구세요?

계십니까? 저 다시 왔습니다. 어? 오셨어요? 오셨어요? 잠시, 잠시만요. 어디세요? 아... 혹시 신발을 원하십니까? 혹시 발이 불편하신 분입니까? 1 어디 계세요? 방금 뭐라 고 하셨죠? 뭐야? 어! 아까 집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! 어! 아까 집에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!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. 분명히 말했어, 저는.

저 나가겠습니다. 저 잠깐만요. ¡Ugh! ¡Ah! 하지 마세요. 누구세요? 아, 가 죽어. 아. 아. 음. 아, 나 여러분들 저 들어가기 전에 안 되겠어요. 포다고 오고 가니저 여러분들 저 잠깐만요. 향 하나 피워놓을게요. 안 되겠습니다. 냄새를 맡은 내가 잠이 오지. 그 아로마인가? 아로마 테라피 그런 건가?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잠깐만 여러분들 부적을 바로 태우자 잠깐만요 아! 하지 마세요 조금만 진정하세요 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그러면 차라리 대화를 해주시랍니까? 그러면 대화를 해주실래요? 아! 아! 야! 불을 붙이 여러분 밖에서 붙인 이유가 있어요 밖에서 태울 게 아니라 안에서 안 타니까 자꾸 뭐 끄기도 하고 안 붙으니까 밖에서 붙어갖고 간 거예요 일단 다 탔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저 망자는 이제 소멸됩니다 잠시만요. 잠시만요. 향을안 먹히는 걸로.